체리 아 체리 빵 해봐야지 <laughs> 도망가는 거야? 아이고 아유 잘했어 아 체리 빵 해봐야지 <laughs> 도망가는 거야? 아이고! 아유! 잘했어! 왜 갑자기 열로, 열로 뛰어와가지고 어, 언닌 그냥 가는 줄 알았지 어, 모찌도 할래? 모찌는 어, 모찌빵! 어, 모찌빵! 빵! 어? 모찌 빵! 어머! 뭐야! 모찌! <laughs> 아, 모찌! 모찌 빵! <laughs> 체리 일로와! 체리! 체리 빵! <laughs> 누웠어? 아 웃겨 아유 잘했어 체리 뭐지 뭐해?